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파리바게트에서 새로운 나오는 케이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 같이 먹을 거는 다크 티커랑 누텔라 마실 거는 우유 아, 오랜만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한줄 잘라서 가족들한테 줄게요 누텔라랑 로, 트 로투스인가? 그 잼을 섞어가지고 발랐어요 제가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amazing. 아, 네,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새로 나오는 케이크가 지금 생크림도 있고 어, 초콜릿 케이크도 있었어요, 밑에가. 그래서 더 맛있었어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